뭐예요? 지금 지금 몇 시야? 4시 지금 지 하고 있어 화장실 안 갔다 와도 돼? 응. 안 들릴 거야? 오빠 들릴 거야 어? 응 저는 오늘 9시에 나가서 1시까지 근무를 하고 바로 13시 16분 공항 버스를 타서 2시 반 정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2시 반? 2시 10분 음. 이 정도? 아 2시 한 20분? 10분 이때쯤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되게 빨리 수속을 끝냈어요 그래서 화장품, 면세품 찾고 이것저것 하고 아까 샌드위치를 버스 타기 전에 사와서 그거를 먹고 지금은 이제 노트북에다가 어제 찍어놓은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해서 잠 올 때까지는 그냥 편집을 하고 잠 자면은 닫아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면세품을 찾았는데 진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충 정리를 하긴 했는데 면세품이 이만큼 이 호텔 호피 사망이 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진짜 무서워 4시 34분이에요 탑승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완남범 공항이에요. 5시 한 10분, 20분쯤에 비행기를 타서 여기에 9시 정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동무항 공항보다는 수완남범 공항이 확실히 진짜 큰 것 같아요. 갑시다. 수석을 빨리 하고 빨리 호텔로 가고 싶어요. 오늘의 첫 끼 조식입니다. 맛 어때? 맛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laughs> 우와 우와 오빠 여기서 여길로 잡을래 나 차지 주고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내가 다리 쭉 뻗어 심해. 짠!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H&M에서 산 원피스랑 크록스 레이 베지를 신었습니다. 오늘의 패션은 미니백이랑 원피스 얘응 하나 챙겼고 이것도 챙겨 오빠가 여기는 모두 사품 호텔이에요 저는 어 아고다 특가로 6만원 정도에 주고 왔습니다 1박에 그래서 30만원? 4, 6에 30, 30만원 정도? 맞나? 6만 5천원 거올왔으니까 원래부터 아, 줄척 같네 음. 어? 여기 안에서 부르자 얘 어디다 뒀어? 여기 방콕 잡혔어요 가다 역시 방콕은 트래픽 챔 스파에 왔습니다 uh, bed from Madam, did I bed from Mr. Please change your host and take over everything. Uh, change your host and uh, take okay. over everything. Uh, uh, we have toilet and shower room. Uh, after massage, you can take a shower. Hmm. Okay, okay. Uh, but after massage, you have time to stay in room 10 minutes. 10 minutes. Enjoy your massage, hu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후식으로 마사지를 받고 나온 간식이에요. 여기는 바나나랑 파인애플 있고 이거는 차예요. 어때? 응, 음, 맛있어. 음. 다리 마사지도 기되는데 응. 음. 여러분 아시아티크에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술이 유명한 게 있대 응? 이게 소차야? 사진 좀 찍게 와 이게 소차야 여러분 이게 소차예요 겁나 커요 그 얘는 앞에만 놔둬. 이게 440바트? 220바트? 250 200 겁나 싸 제일 싸 여기가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똠양꿍을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던 똠양꿍 음. 이게 이거 150바트? 겁나 싸네